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저는 어제 아이유 다이어트를 끝냈고 오늘 아이유 다이어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지막 일상을 보시고 오실게요. 그럼 바로 슝! 여러분, 오늘은 아이유 다이어트 3일째이고요. 바로 몸무게랑 눈바디를 찍은 다음에 어, 저는 필라테스를 10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몸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고구마를 먹을게요. 저 제가 첫 번째 날에 배가 부르다고 했잖아요. 배가 불러요. 근데 전혀 배가 안 불러요, 지금. 그래서 고구마를 조금 일찍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먹는 양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바로 먹도록 할게요. 고구마는 군고구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상을 보시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 몸무게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니까요. 저도 제 몸무게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몸무게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가 51.4kg로 아이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둘째 날에는 49.6, 그리고 셋째 날에는 49.2kg, 그리고 아이유 다이어트를 끝내고 그 다음 날인 10월 7일에는 무려 48.5kg 총2 5 k g 를 감량을 했어요. 제가 아이유 다이어트를 총 3일간만 한 거잖아요. 근데 3일 동안 3kg가 빠진 거면은 하루에 1kg씩 빠진 거예요. 와 제가 다시 한 번 깨닫지만 다이어트는 정말 시기구나. 단순히 몸무게로만 따지자면은 아, 시기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이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본 거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아이유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아이유 다이어트 정석으로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실상은 첫째 날 사과 한개 고구마 두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었고요. 둘째 날에는 사과 한개 고구마 두개 치킨 한 조각 셋째 날에는 사과 한개 고구마 두개 피스타치오 한 주먹, 그리고 아메리카노 두 잔을 먹었습니다. 거의 아이유 다이어트지만 아이유 다이어트가 아닌 그냥 초절식 다이어트 같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운동도 역시나 처음에는 정말 빡세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정말 영상에 나오는 만큼만 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내린 아이유 다이어트 결론은 이 방법 또한 그냥 초절식 다이어트다. 운동을 안 해도 살은 역시나 빠지는구나. 역시 시기가 최고다. 그래도 올해는 못해 먹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일단 몸무게 감량을 했으니까 성공은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몸무게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저는 최대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저는 다음 다이어트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다음 다이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